야 귀식 그 안 가냐? 어나 눈물 날것 같아 진짜 <laughs> 이게 우리 생명을 키운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쁜 딸을 키우는 육아하는 아빠입니다 그 아기를 이제 낳았잖아요 음, 음, 그래서 이제 음. 여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만한 질문 오케이. 그런 것들을 제가 음. 대신 질문할 거예요 Okay let's go 맨 처음 내가 음. 임신했다고 <laughs> 했을 때 기분이 음. 어땠어? 아 그때 딱 처음 그 초음파 사진 이게 딱 봤을 때 약간 이제 쭈꾸미 같은 모양 <laughs> 뭔가 되게 믿기지 않았어 제일 놀랐던 순간인 것 같아 음. 가장 어쩌면 아기가 태어난 순간보다 더놀라것 같아 그때가 감격해서 그 울었잖아 잠에서 맞아 어, 할말 잃었어 이게 우리 아 이거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나 진통하고 있을 때 손잡아줬었잖아 응. 음. <laughs>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아 되게 되게 안쓰러워 뭔가 되게 미안해 진짜 되게 아프잖아 근데 나는 그 육체적 고통을 함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음. 그게 너무 좀 미안했어 나는 막 아파가지고 막, 막 어쩔 줄 몰랐는데 나는 내가 뭐 어떻게 더아파질 수가 없잖아 뭐 그래서 옆에서 이제 뭐 주기 재주고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음, 되게 좀 미안, 미안한데 <laughs> 미안했어 <laughs> 미안했어 어, 너안 좋아져 어. <laughs> 애기 낳는 장면을 보면 남편이 트라우마가 생긴다 음, 이런 맞아. 말이 있어 근데 실제로 본 입장으로서 음, 어땠는지 그게 트라우마 물론 그 아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렇게 아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징그럽겠지 물론 나도 그렇게 나왔지만 응. 음. 애기가 이제 막 나오면서 이제 막 피랑 막, 막 많이 나오잖아 응. 음. 그걸 보면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, 그게 아니니까 위에서 머리, 머리맡에서 보니까 응. 음. 그리고 나는 또 그게 분리라고 해가지고 나는 <laughs> 계속 이제 딴데 보고 있어가지고 애기 나온지도 몰랐잖아 응. 잘안 보였어 그러면 출산할 때 남편들에게 응. 추천해주고 싶어? 옆에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밖에서 기다리면 나 너무 너무 너무 찹찹할 것 같은데 응, 속탈 것 같아 어.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<laughs> 막 안에는 막 안에서 막 아! 악 아 하고 있는데 막난 언제 나오지?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응. 음.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. 애기 딱 나온 순간에 뭔가 그 탯줄 자르는 순간이 뭔가 되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. 어. 막 뭐 그냥 진짜 별 감흥이 없어. 그냥 이게 아 얘 탯줄이구나. 그냥 그냥 그걸 자르는 거야. 정신없이 잘랐다고 할 때. 맞아. 처음 안아봤을 때. 응, 음, 애기 처음 안아봤을 어, 처음 안아봤을 때. 좀 약간 되게 신기했어 맞아 표정에서 보여 음. 뭐가 되게 네가 내 딸이구나 이렇게 어. 안아봤을 때 그걸 느끼는 것 같아 그냥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안고 이제 이거를 아, 얘를 어떻게 잘 키워야지 <laughs> 음, 진짜 신기했어 육아하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은 뭐였어?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애기를 어떻게 키우지? 사실 뭐 애기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뭔가 되게 편안하고 항상 좋고 그렇지가 않잖아 음. 그냥 나도 나름 뭐 회사 힘든 것도 있고 뭐 관계 힘든 것도 있고 나 혼자도 너무 힘든데 애기까지 나와서 키운다? 감당할 수 있을까? 가장 힘든 게 애기가 이제 계속 울잖아 계속 울고 막 칭얼대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달래줘야 되는데 그 내 뜻대로 달래지지 않을 때 힘들어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다 했는데도 잠도 안 자고 안 달래줄 때 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 울때 있잖아 응. 귀청 떨어져 나올 것 같이 울 때 <laughs> 그럼 언제가 가장 예뻐? 자고 있을 때 아 특히 내가 아침에 우리는 이제 아침에 아기 깨는 소리가 일어나잖아 음. 내가 일어났는데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너무 이뻐 회사가 힘들어? 육아가 힘들어? 음나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 힘든 포인트 완전 다른 것 같아 음. 등산이 힘들어? 꾸중 오래 듣는 게 힘들어? 어,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야? 어 나는 그, 좀 그건 것 같아 애기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음. 나한테 음, 도와줘! 귀신 가자! 이러는 거지 회사는 야 귀신 안 가요? 잘 받치란 말이야 뒤를 목을 <laughs> 맞춰야지 내 목을 불편하잖아 어? 똑바로 갈라고 그리고 이것 하기스 이거 불편해 어? 보소미로 바꿔 보소미 보소미 빨리 구해 보소미 빨리 빨리 나가서 보소미 나 <laughs> 어. 애기가 그러면 겁나 짱나겠지 음. 어. 이 애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든 계속 손이 가그 손이 가는데 그거를 온전히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애기가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 없잖아 맞아 보상이 전혀 없어 애기는 가사? 가사에도 보상이 없어 그냥 그 상태인 거야 음. 근데 그거를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이 독박 뭐, 육아할 어. 때 그치 회사에 가면 그래도 팀원이라도 있잖아 음. 동료라도 있잖아 휴가라도 있잖아 음. 어 근데 육아는 휴가가 없어 그냥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거는 내, 내 이런 뭔가 힘든 거 육아와 가사 힘든 거를 아내가 남편이 몰라주면 어나 눈물 날것 같아 진짜 공감을 해주, 해주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밖에 잘 못 나가는 거? 친구 뭐 못 만나는 건뭐 당연한 거. 나 책을 보지요. 책 읽는 거 좀. 사치요. 어. 아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됐어요. <laughs> 많이 보게 되고. 풀잠을 못 자는 거. 알람이 필요 없어 맞아. 옛날에 그냥 나의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기 이게 젖물리고 있고 뭔가 애기 달래고 있는 모습 보면 아한아의 엄마구나 새로운 모습이 보여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애기 젖물리고 있을 때 그 여자 몸에서 뭔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모유가 나오는 거잖아 그 행위가 되게 모습이 아름다운 좀 위대한 것 같아 남자에서 몸을 아무 뭘 쥐어짜도 뭔가 <laughs> 먹일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여자 몸에서 이제 모유가 나와서 생명을 키운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위대 거 <laughs> 있으면 장풍 쏠 것 같아 <laughs> 돌을 닦는 것 같아 음. 언제쯤 할 수 있을까? 아 그런 거 아기가 나오면 이제 되게 가정이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난 좀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랑 남편을 잘 못 봐요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. 음. 우리가 옛날처럼 뭐 둘이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간을 뭐 애기 잘 때라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힘든 점 없었는지 뭐 이건 음.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부부 사이가 안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비결이 있다면?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지 얘기를 많이 와이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? 사랑해 사랑합니다 음,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그건 있어 그 이제 애기 낳고 생얼로 어, <laughs> 음. 생얼로 있는데 그 생얼로 있는 모습 난 너무 이뻐 <laughs> 음, 좋아요 감사합니다